예전에 잠깐 어 감사합니다 우와 되게 거품이 많은데 저거는 걷어낸 거예요 진짜요? 이거 약간 핑 천호 생크림 같은 부품을 내드릴게요. <laughs> 뭔가 쓸 때 좋으실 것 같아서. 우와. 우와. <laughs> 헐 냄새도 좋아. <laughs> 진짜. 차가운 계통 색상은 보라 샴푸 쓰면은 조금 완화가 돼요. 빠지는 게. 평소에도 그래서 뭐 쓰시는 분들은 써요. 우와. 아, 요즘은 부색 샴푸 개념이 있어가지고 아시던데? 처음 봤어요. 이거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고. 우와.